forward. love this. All right, <laughs> Mimi, do, it, do it again. Do it again, Mimi. Oh, that's a good dog. Mimi, you are a trooper. Who is, who, who, who is walking home? 난 스피노사우루스다. 어후, 어후, 어후. 난 스피노사우루스다. 무적의 공룡이다. 어후, 어후, 어후. 어후, 어후. 어, 빼줄까? 어후. 안 해도 돼, 지금 지원아. 지원 어후. 어후. 어후. 어후.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아기긴 아기긴 어허 아 그래 그래 그래 아기긴 일로와 군이 어흥 지원아 어흥 어릴 때 Euro? Ready? <laughs> 给哈，你蛋啊蛋啊！